여러분, 들 여러분들 예능 빠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 보여줄 거는 6라인 하나트입니다 숲입니다. 딱 좋아요. 갑시다. 세계 우주방. 아니면은 한 명 힐러할래? 루시우 루시우. 아나? 아나? 나쁘진 않은데? 어 이게 수류탄 때문에? 루시우 루시우가 루시우 루시우. 오, 오라인 하자 오라인. 오라인의 일 루시우. 갑시다 아 진짜 용랑 가봐요? 용랑 가려면 가, 가고 괜찮아요 용랑 용랑 괜찮아요 금방 안 죽을 안 죽을 때예 용랑이 가죠 예능이니까 어차어차 예능이니까 느낌 오는 거 있죠 애들 안 보이고 랑이 렛츠고 렛츠고 안 죽을 거야 다들 모여야지 또 감정 표현해야지 보여야죠 자자자 <laughs> 보여줘야지 머리채 동그랗게 동그랗게 자 감정 표현 하나 둘셋 와 개무섭다 이거 자 인사 하나 둘셋 하나 다시 인사만 하나 둘셋 <laughs> 자 이거 전방 방어 뚫리면 후방에서 오게 또 기원 오입력 앞에 봐봐 앞에 앞에 오케이 내 네, 뒤, 네, 맨 뒤에 있을게 와 <laughs> 미쳤네 이거 안 이거 안 죽. 고추 방어 저그 돌려요 오케이 나이스 샷오 밀파라 밀파라 안 죽었죠? 우리 네, 아무도. 아우. <laughs> 개웃기네 이거. 이거 우리 모여서 한번 돌진 해볼까요? 어, 뭐, 어때? 모여서 한 번에 시프트를 놓고 동시에 돌진 어때? 다 모여봐 모여 모여. 다 모여서 여기 여기 딱딱 여기 여기. 스탑 스탑 스탑. 얘는 이 어차피 저도 돼 저도 돼. 좋아 좋아 다 뭉쳐서 저기 화물 뚫리잖아 바로 슈퍼들 돌진하는 거야 뭉친 다음에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딱딱 준비 준비 볼링 준비 볼링 준비 볼링 준비 아저 새끼 정크 위에 있어 개빡친다 자 망원 다음에 후방 있는 사람부터 돌진합니다 오케이 전방 망원 망원 사이요자 하나 주자면은 하나 둘 지금 렛츠고 <laughs> 망했다 이거 자 다시 모여 다시 모여 다시 모여 돌진하자고 아 졸라 웃겨 자 다시 모이자고요 에덴세부터 돌진네요 뒤에서 돌진하는 거 볼게 자, 내 전방일게. 하나.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저거, 저거, 어우. <laughs> 씨. 리퍼 공이다, 리퍼 공각이다, 저거. 오른쪽 위. 하나, 둘, 셋, 렛츠고! 아. 오, 오, 뭐야, 뭐야. 맞아 우리 궁이 있었어 다 궁준비 해주시고 궁 동시에 쓰자 그냥 화물에다 돌진한다 오케이? 괜찮아 우리 궁 있어 궁 있어 동시에 E 한번 다시 해볼까? 한번 누르셔서 동시에 이 e 준비 이 e 준비 동시에 합니다 이 e. 하나 둘셋 새끼 아우 아파 와 진짜 됐다 이거 오지마 오지마 진짜 이가 필요해 아 됐다 야. 아 미쳤다 이거 샷네 막아 빨리 막아 와자 아우 공준비 공준비 공준비 동심이다 오케이 뻥이세요 좀만 더 뻥이세요 궁 써야돼 궁 써야돼 써요 써요 그냥 써요 있는 사람 쓸 시간 없는 것 같은데요 와 미쳤네 저거 진짜 아 고민인데 아 바스티온 개상놈무 새끼 6대6 나이? 6대6 와 메달 3개 와 6대6 라인 하자는데 가자 한번 해보자 우리 라인을 무시하는구만 호두바르님도 라인 할때 장인 아니십니까? 장인까진 아니죠 아하 아니 제가 볼 때는 장인이에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6대6 라인 한번 가보자. 라인 전하면 우리, 우리가 또 이기지 않, 않, 겠습니까 또? 실력이 라인은 좋잖아, 다. 어, 다만 우리가 발렸으니. 자, 갑시다. 라인 하시죠. 눈구님 저기 위에서 나, 날아갈래요? 아 2층에서? <laughs> 그럴래 다? 다 2층에서 얼음, 날아갈래요? 얼음, 얼음벽 치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한명이 얼음벽 치고? 몇 명 올린 다음에? 아, 아. 아, 벽 치고 바꾸, 바꾸면 벽 없어지지 않아? 아, 아. 어? 저기 왜 올라가서 바꿔줄 수 있어요? 아 저렇게 바꿀 수 있구나 뭐야 그럴 필요 없네 <laughs> 씨 소중한 데이터를 좀 한번 음, 보자고요 충분해 어디 바꿀 수 있네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아. 바꿀 수 있어 오오오 개꿀인데 이거? 공격 시작까지 나 올라왔어 메이가 필요해 적을 막을게요 어? <laughs> 아하 한 명씩 한 명씩 올라가 주세요, 제이나 형님. 그거올라가시면 돼, 올라가시면 돼. 어? <laughs> 저기 진짜 라인이야. 갑시다. 이 새끼들아! 자, 우리 진격부대, 돌진. 잡아, 예. 새끼들아. 이 새끼야. 역시 개쩌다. 내가 라인을 좀 널어봤다니까. 나이스.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겨,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야, 역시 우리 라인 잘한다니까. 좋아, 좋아, 좋아. 우리 라인 잘해. 저쪽이 그때 파라에서 그런 거야. 라인 클래스는 우리지. 새끼들아 예나님 그 사람 죽여야 돼요. 자, 뭐야, 뭐야. 하나, 둘, 면 감자 보여. 하나, 둘, 면 감자 보여. 하나, 둘, 셋. 지렸다 이게 울지마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어. 야, 화물 위에서 피 충전 하시면 돼요. 갑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미친. 개판이야 개판 이거 죽었네 미치겠네 이거 됐다 뭉쳐서 뭉쳐서 뭉쳐서 봐야 돼 이럴 때는 항상 오케이 뭉쳐서 우리 뭉쳐서 합니다 자, 자 뭉쳐서 뭉쳐서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하나 둘셋 개발라스 <laughs> <laughs> 이 새끼들 뭐야 나이스 샷 어르신 없죠 내 65점인데 자 2금이다 2금 나이스 가자 와 우리 이렇게 잘해요? <laughs> 아 재밌, 개재밌는데 이거? 어우 다, 어, 세 마리 다 맞았어, 지금. 됐고. 자, 돌진하는 거 알죠? 하나 주자면은. 오른쪽. 이거 거점하고. 위에, 위에, 위에. 하나, 둘, 셋. 와. <laughs> 시체 봐, 진짜. 와. 지렸다 이거. 준비됐네. 와. 와. 자 하나 둘 잡는 표현. <laughs> 자저 궁 있어요. 공방에서 역시 이렇게 하냐? 아 개재밌다 진짜 아 공방 게임인데 졸라 재밌어 와 내가 화면을 올렸는데 이걸 계속 옮기세라 아다 뭐해줘 뭐, 어, 어 세명 살았네 뒤뒤뒤뒤 라인에서 뒤 아, 못, 아, 못. 세이프. 아, 이거 뭉쳐야 돼, 이거. 아니면 왜. <laughs> 뭉쳐 뭉쳐 뭉쳐 뭉쳐 뭉쳐 이거 뭉쳐야 돼 뭉쳐야 돼 뭉쳐야 돼다 뭉쳐 뭉쳐 같이 가 같이 가자 뭐야 뭐야 뭐야 뭉쳐야 뭉쳐 뭉쳐 뭐야 뭉쳐 뭉쳐 뭉쳐 아 시간 남았어 5분 남았어 5분 나이스 잡았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공 있어요? 어우 아파 나이스다 이거 어. 와 <laughs> 미쳤다 이거 <laughs> 뭉쳐 뭉쳐 뭉쳐 다시 한번 뭉쳐 다시 한번 뭉쳐 다시 한번 뭉치자 와 아예 다 뭉쳐야 돼 아예 다 뭉쳐야 돼 전부 다 뭉쳐서 가야 돼 아직 아직 아직 아직 한 명더 한 명더한 명더한명더 와 개재밌다 아직 아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애들 리폰이 빨라갖고 오케이 오케이 뭉쳐요 뭉쳐요 마루님 오십시오 하나 가져갑시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내치고 내치고 내치고 오케이 맞췄다 맞췄다 와피 벌써 달아 와 미친 <laughs> 자 하나 쯤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와 개아파 나이스 어우 누구야 이거 <laughs> 와. 와, 지렸다, 이거. 적국 나와있어요 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어, 퍼킹 아프네. <laughs> 이씨 블록들아! 안전해, 새끼들 이게 뭐야? <laughs> 다시 뭉쳐, 다시 뭉쳐, 다시 뭉쳐, 다시 가야 돼. 아, 특히 졸라 힘들다, 이거. 아 어. 자자자자 준비합시다 오른쪽에 한명 한 명 구석에 있어 한명한명한 명 있어 잡으러 잡으러 가자 가자 구석 구석 어우 개잘해 저기 장난 아니다 저희도 나 아, 이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어 아파 어. 와이 새끼 봐 우와 잡아야 되지 아 나이스 뚫어요 뚫어 지금 뚫어요 지금 지금 상대 두명 컷 상대 두 명 없어요 두명 조금 있어요. 공 준비 다. 뒤뒤한 명, 뒤한 명, 뒤한 명. 공 있어. 어 미친. 와. 아씨. 아, 아 그놈의 막. 아 미쳤네. 뭉쳐 뭉쳐 뭉쳐 뭉쳐 뭉쳐 뭉쳐 다 뭉쳐 다 뭉쳐 와 아. 장난 아니다 저기 와 조져 조져 조져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망치마 어 아파 안쪽 안쪽 안쪽 오쪽 안쪽으로 가다 집 와 미쳤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뚫을 수 있을까? 나이스 나이스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아 내가 했던 제, 했던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다 이거 지금 라인전 동원 동원 준비 준비 준비 뭐야 뭐야 뭐야 와 준비 <laughs> 준비해라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아 미치겠네 어떻게 하지 이거? 아 미치겠네 음, 죽지 마요 최대 죽지 마요 아네 간다 이 새끼들아 우리 몇 개야 <laughs> 나이스 이기다 이거? 어와 <laughs> 역대급이다 이거 아. 와. 와, 저사 잘해. 저기도, 저기도 잘했어. 와. <laughs> 와. 못 <laughs> 일어나. 와. 진짜 와 엄청났습니다 첫째 이겨 41편입니다 뚜까 패느라 정신, 정신이 없었네요 와 여러분들 라인하르트는 진짜 최강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서 올안 하자는데요? 올안 하?